제일 중요한 건 여유 있게 하는 거죠. 음, 음, 다 있구만. 카메라에서 시선 최대한 안, 안 쓰려고 좀 과격하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몇 시냐면요. 음, 1시 한 10분, 30분 정도 걸거든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연습하면은 어제 기본적으로 한 2시 정도 세팅을 하고 이제 더 비트를 찍고 하면 나머지 한 4시, 5시까지 연습하는데 음, 그때 시간 되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안 되고 저희 오히려 너무 뭐지? 완전 새벽에 차라리 좀덜 피곤한 것 같아요. 약간 아침에 일단 저희가 늦게까지 연습하고 출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일단 저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왜? 네? 네? 재생 재생 안 되는 거 아니야? 녹음 아 녹음 안 되는 거야 이거? 지금 멈춰 있잖아 지금 몰라 아, 이러면 됐다 와 아. 제가 지금 한 약 <laughs> 제가 약 2분가량 얘기했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요 준영이가 알려줬어요 하나 녹아 녹아 안 됐어 저 되게 여... 아 깜짝 놀랐어요 저 말 되게 열심히 했는데